I'm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어벤져스 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는 공식적으로 어벤져스 스테이션의 일원입니다. 자 여기가 숙소입니다. 여기는 리가 이번에 서울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예! 안녕. <laughs> 아까 로한이 자다 일어나서 머리가 이제 이걸 뭐 저녁 시키고 있고요. 그냥 요성이 나옵니다. 페이실도 있고요. 여기에 다른 침대 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목적은 뭐? 우리의 설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バイバーイ자,맥주밑에짠어우야제대로다야이거지각のカフェに来ました。 You don't know I'm looking. With you, everything is complet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안녕. 안녕. 와시 와시. Put your favorite song on just to wake you up. Ooh. Okie dokie dot. Papa, okie dokie dot. 저 아저씨 일어나세요. up the time, don't you know that I would? Cause I... What the? What the? 예쁘네 예뻐 네, 엄마 어때? 좋아요? 엄마 어때? 어때? 오늘은 전면사진 찍고 올게요 네. 로한이랑 순장은 대기 <laughs> 안녕 로한이 다녀오세요 엄마 다녀오세요 엄마 다녀오세요 안녕 저와 어. 스카메 다녀오겠습니다 이마가라 또떼기마 こかなこの辺なんだけどちょっと違う住所に <laughs> タクシーで行っちゃって歩いてますあった行ってきますここでメイクを直します。 <laughs> 버킷리스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우와 했습니다 <laughs> 진짜 예뻐. 카메라. 와. 워킹. 잠깐 아, 아, 이거 툭 떨어졌어요. 나이스 나이스 와, 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지금 정신 봐 네, 됐습니다 behind 여기는 우리 친한 언니가 하는 바입니다 가격이 조금 사기긴 한데 여기서 한잔 하고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아 로라 갈로다 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연출할 파크 뷰도 예쁘고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 And we just sing along And I can't help but feeling 자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엔트럴 파크 엔트럴 파크? 오씨 오씨 홀리씨 아, 아, 저 뭐냐 여기 우리 어문 같아? 어, 옛날에?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아 우리 여기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잖아 진짜? 어 <laughs> 그게 관심 없지? 그랬나? 아, 옛날 그 아무튼 이쪽에 왔었는데 음... 연파크 자 갑시다 예. 얘기를 했었어야지 일어났다고 아하야 너 뭐 음. 왜, 왜 일어났다고 얘기 안 했어? 어. 아, 그래도 얘기를 해야 이제 빨리 지금 약속 시간 다 늦었는데. 왜? 네, 네. 스타네 스타 완전. <laughs> 네가 스타야 스타. 어? 어, 빨리 와. 나와 이제 가자. put your favorite song on just to wake you up. ます乾杯ヒバルに会いました皆さんこんにちは絶対知ってると思う本当ですかごめんなさいおこがまおこがまありがとう楽しみますバイバイガチャガチャあ I help but feeling, Just loving this